햇살 비추며 살며시 다가와 빛에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파도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따가 빗물을 잊지면서 당신에게 다가온 너라는 요정 잊지 을건네는것보다아 말로는 설명 안 되는 느낌 걷는 것만 같은 기분적이 구름일 어느생각부터 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거야 넌 마치 이른 아침 파도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그런 미소로 속삭이네